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답답해서 말할 때 필요하면 말해. 내가 대나무 숲 해줄게. 너 임지강 좋아하냐? 넌 이수호, 한서준 둘한테 다 고백받았다며? 둘 중 누구? 누구 선택할 거야? 한눈 팔지 마라. 잠깐만 일로 와. 괜한 소문 시달리는 입 만나나 볼까? 할 말이 있어서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.